금메달 그거 우리 건데 그걸 가져가다니 아 여러분 힘내시죠 반갑습니다 도그골프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도쿄올림픽 여자골프 우승자 넬리 코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28일 미국 플로리다 브랜든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체코 출신이며 그녀가 태어난 1998년 아버지 페트로 코다는 호주 오픈 단식에서 우승하였고 어머니 레지나 라즈르토바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테니스 체코 대표로 활약하였습니다. 언니는 제시카 코다 LPGA 6승을 기록 중입니다. 남동생은 남자 프로 테니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바스티안 코다입니다. 6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고 2015년 US 주니어 솔하임컵 우승 멤버였으며 같은 해 하터홀 인비테이셔널, 핑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했습니다. 2016년 프로로 전향하여 LPGA 2부 투어인 시메트라 투어에 참가합니다. 같은 해 그레이트 라이프 챌린지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며 시즌 상금 순위 9위로 다음 해인 2017년 LPGA 투어 카드를 획득하게 됩니다. 2018년 대만에서 열린 스윙잉 스커츠 LPGA 타이완 챔피언십에서 LPGA 첫 우승을 일궈냅니다. 이 우승으로 소렌스탐 자매, 주탄호간 자매에 이어 LPGA 역사상 세 번째로 자매 동반 우승을 기록합니다. 2019년에는 ISPS 한다 위민스 호주 오픈에서 우승하며 호주에서 패밀리 슬램을 달성합니다. 1998년 아버지의 테니스 호주 오픈 단식 우승과 2012년 언니 제시카 코다의 LPGA 호주 오픈 우승 2018년 남동생 세바스티안 코다의 호주 오픈 주니어 대회 우승과 함께 말이죠. 이후 차곡차곡 우승을 적립하다 지난 2021년 6월 마이어 LPGA 클래식과 메이저 대회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2주 연속 우승하며 고진영 선수를 밀어내고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섭니다. 올해는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도쿄올림픽 여자 골프 금메달까지 가져갔습니다. 언니 제시카 코다는 이렇게 말했죠. 박인비가 할 법한 일을 해낸 것과 같다. 4개 메이저 대회 우승과 올림픽 금메달까지 갖춰 골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박인비 선수를 언급한 거 보면 박인비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승 기록은 LPGA 6승, 레이디스 유로피언 1승, 올림픽 1승입니다. 넬리 코다의 등장으로 최근 몇 년간 한국 선수가 독주하던 LPGA 무대의 상금, 스폰서 규모가 커지길 기대해봅니다. 넬리 코다의 골프클럽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이버는 타이틀리스트 TSI1을 사용하고 페어웨이 우드는 타이틀리스트 TSI2, 하이브리드는 핑 G425이며 아이언은 타이틀리스트 T100, 웨지는 타이틀리스트 복키 디자인 SM8을 쓰고 있습니다. 퍼터는 스카티 카메론 스페셜 셀렉트 스퀘어백 2 투어 프로터타입이며 마지막으로 공은 타이틀리스트 프로 V1을 사용합니다.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스코틀랜드에서 2021 시즌 마지막 대회인 AIG 위민스 오픈이 개최됩니다. 2011년부터 매년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 대회 우승했는데 2021년 올해는 아직 한국 선수 우승이 없네요. 어벤주스 멤버 중 한 분이 우승하여 올림픽의 아쉬움을 달래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도그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구 골프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